오늘 며칠이지? 2020년 10월 18일 5시 8분 제2의 영상일지 이렇게 다시 돌아온 영상일지 <laughs> 어, 요즘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일단 데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되게 많은 일들이 오가고 있고 되게 어떻게 보면 음,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음, 좀 일단 걱정이 되게 많은 것 같다. 이제 되게 우리의 스케 앞으로의 기나긴 스케줄들을 다 봤는데 이제 올 해까지 이제 되게 많은 곳들을 나가면서 되게 많은 진짜 TV에서나 내가 존경하던 그런 아티스트 분들이나 하던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떨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에는 너무나도 높은 t v 속에 보고 너무나도 마음속으로 맨날 보면서 연습생 때 연습해왔던 그런 아티스트분들이랑 같은 무대에 쓴다는 게 너무나도 부담이 일단 되는 것 같고 그만큼 연습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이제 또 우리 엔진 여러분도 좀 다른 아티스트 팬덤분들에게 부러 팬덤분들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많이 멋진 무대로 만족을 시켜드리고 싶고 그래야만 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 때문에 되게 많은 매일매일의 걱정들이 쌓여가고 있는 것 같다 그만큼 이제 매일같이 바쁜 스케줄 속인데도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좀 어, 이대로는 안 된다 좀 더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드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음, 데뷔를 하고 우리가 성공적인 데뷔를 무대를 맞추고 우리 엔진 여러분들이 꼭 실망하지 않고 되게 기쁜 스타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데뷔가 난 됐으면 좋겠다 우리 엔하이픈 동료들과 함께 그렇게 요즘은 음, 불안한 일들도 많지만 그래도 기쁜 일도 되게 많다 우리 이렇게 팬분들과 이렇게 팬이라는 것 그런 분들이 나에게 존재하고 내가 그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엔진이라는 이름도 같이 만들어가고 이렇게 같이 조금 조금씩 성장해가는 나날이들이 너무나도 지금으로서 많이 행복한 것 같다. 그만큼 매일매일의 힘과 원동력이 되어주고 또 그렇게 받은 만큼 내가 또 돌려줘야 되는 것 같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무한 루틴이긴 하지만 <laughs> 이제 많은 걸 받고 되게 기분도 좋고 기쁘고 그 상황에서 이제 그만큼의 또 더 많은 것들을 내 성과를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에 어,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게 반, 그러면서 또 힘들 때마다 그런 분들에게 엔진 분들에게 이제 다시 기운을 받고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같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? 음, 잘해야 된다 <laughs> 그래서 음, 성공적인 데뷔가 됐기를 바라며 지금의 데뷔 전의 제이로서 이렇게 영상이 질 남긴다. 오늘 영상이 진 여기까지 끝!